라오스에서 오자마자 바로 루트에 끌려왔어요. 방콕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됐지만 할로윈이라 영상 찍으러 지민이한테 끌려 루트에 왔습니다. 할로윈은 성인대축일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전통 서양 행사입니다. 태국도 워낙 서양인들이 많아 RCA나 카오산동에서 크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 Get this 때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귀신이나 마녀가 출몰한다고 했던 유래에서 시작됐어요. 현재는 유령이나 마녀를 대신해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었어요. 이날에는 아이들이 코스튬 복장을 하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trick or treat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때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는 의미랍니다. 미리 사탕 혹은 초콜릿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 나누어주는 것이 풍습입니다. 사탕을 주지 않을 경우 페인트로 낙서하거나 저주를 퍼보으니 미리 사탕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악령이나 망령이 태어나는 의식시한 전통적인 날이지만 현대는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귀신 축제가 되었습니다. you in the mouth, then I hurt you too. I can tell when they not telling the truth. Talk that shit, nigga, what you gon' do? What you gon' do? What you gon' do? Back in my black, I keep it ready. Are you make some noise for the dancer? Make some noise! got I know it's gonna